김치가 좋아 김치가 좋아 매콤매콤 새콤새콤 김치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김치가 좋아 김치가 좋아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엄마 김치 더 주세요 <laughs> 깍두기 좋아 매콤매콤 아삭아삭 깍두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김치 김치 김치 날씨가 좋아